안녕하세요. 키스TV 아이리입니다. 오늘은 학교에서 발표, 팀플 발표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도착했네요. 지금부터 학교에 가는데 우리가 습기 때문에 망했어요. 다녀오겠습니다. 출발. 네, 카라타야 에서 이제 새로운 전철 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거 못 타요. 어, 왔나? 왔어요. 이거 타요. 그럼 이거 타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세요. 어떻게 출발했습니다. 오, 오 바람이 바람 때문에 머리가 망했네요. 아침 집 나갔을 때부터 이미 망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또 <laughs> 망했어요. <laughs> 머리가 죽었어요. 이거 봐요. <laughs> 이거 봐요. 어떻게? 아! 이거 봐요. 어떡해요. 제가 지금 3학년이거든요 대학교 3학년이고 어 이제 지난주 시험 기간도 끝나고 종강 했는데 그 팀플 발표가 아직이라서 오늘 가는 건데 3학년 때 학교를 간 게 학교 다닌 게하루밖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중간 발표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발표고 중간 발표가 있어가지고 그때 11월 1월에 한 번 마지막에 갔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사실 제가 1학년 때는 이렇게 전철 타고 학교 다니긴 했는데 2학년 때는 한국에 1년 동안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학교는 안 다녔고 3학년 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안 다녔어요 <laughs> 같은 농갑 친구들보다 네 그럼 일단 발표가 내가 가야 되는 시간이 12시 20분이라서 지금 11시 만쯤이거든요 점심을 먹고 가야 돼서 일단 점심을 먹보도록 어 하겠습니다. 짜잔 이거 카마타마 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올리는 거 까먹고 있었어요 거의 파밖에 없음 학교 도착했어요 드디어 9시 만빠 집을 출발하고 이제 드디어 12시 10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거를 샀어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발표 잘 마무리했습니다. 발표 끝나고 이제 지금 5시인데 이제 전철 타고 집으로 갑니다. 네, 전철 타기 전에 그 시간이 좀 남아, 남아 있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선물만 좀 사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. 그럼 선물 사러 가실까요? <laughs> 바람이 너무 세요. これを2つください。このはい、2つです。 방금 이거를 두 개 샀어요. 얼굴이 더 바람 때문에 망했어요. 서울서 1시간 반 전철 탔고요. 이제 집에서 각항역에서 내렸습니다.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. 내일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.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안녕.